오늘 온 장소는 유튜브에도 오늘 올라간 제보자랑 즉석에서 함께 간 바로 그 레전드 장소 일반인한테도 현상이 나왔던 바로 사연이라고 굳이 말하자면은 어, 줄초상이 난 바로 그 흉가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어서 오십시오 자 스타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2020년 5월 22일 얘들아 한시로 잡아 그냥 한시로 그냥 한시로 잡아 한시로 알았지? 그냥 한시로 잡아 알았지? 한시로 2020년 5월 22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잠깐만 들렸다 가겠습니다 이건 뱃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저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움직여봐 또 움직여봐 움직여봐 움직여봐 다시 있으면 움직여봐 그땅으로나안 좋으니까 알았어? 자나치마 또 움직여봐 또 움직여봐 누가 안에 들어온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아,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아, 최소 4대에서 5 정도 뭐 망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최소 4대에서 5 정도 아 어? 어? 어? 셋이서 쳐다보고 있다 뭐야 하나 둘셋 가족이다 어? 어? 셋이서 쳐다보고 있다 하나 둘셋야 스샷 올려 빨리 다른 가지 말고 빨리 올려 스샷 올려 지금 이제 세졌다 빨리 지금 찍은 사람 빨리 스샷 해갖고 제대로 보정하고 빨리 해갖고 다 올려 빨리 다른 거 보지 말고 빨리 올려 분명히 셋이라 했어 多贵？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바로 확인! 바로 확인!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바로 확인했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힘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힘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예. 좋습니다. 어? 몇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은? 에? 뭐라고요? 뭐 하세요 지금? 거기 있어 몇 분이 계십니까? 에? 예? 넷? 넷, 넷, 넷, 넷이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냐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잃었다 여러분 방금 들은 사람 남, 남자였다 나가 방금 들은 사람 그냥 두 글자 나가 남자 나가 나가 나가겠습니다 나가 나가겠습니다 남편 와이프, 자식. 분명히 나 저기 무슨 할아버지도 봤는데. 잠깐만요. 뭐 좀 확인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일가족이라면 나는 지금 현재 여기서 내세 기운을 느꼈어 무슨 이전에 무슨 할머니도 계시던 것 같은데 어떤 사진 보면은 맞지 않냐 얘들아? 분명히 무슨 할머니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채팅창을 못 봐요 일단 그거 알고 계십시오 그 싸니님이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채팅창이 너무 빠르기도 하고 솔직히 저는 채팅창을 그냥 매니저님이 올려주시는 거 한 번씩 매체수로 그거만 옆에 알림이 떠있기 때문에 보인 거지 한 번씩 못 봐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런 주변을 봐야지 상황을 봐야지 채팅창을 못봐 그냥 유태를 찾으러 갈란다